안녕하세요 꿀꿀입니다 나는 나는 지금은 아그 흑이 그 저기 응? 노미니 키웠었는 다음에 넌데? 어 코야티 밑에 왜 이렇게 키레냐 야키가 그 혹시라도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그래 그렇게 시대 저기 그렇게 시대 열 모델이에요. 네? 모델이에요. 약간 그런 간지. 미쳤다. 맛있어. 오늘의 밑반찬. 그래, 난이야. 물고기. 아이, 물고기. 물고기 시트는 끼네. 아직. 우씨. 돼지니까 돼지 먹을게요 오세요 どういうこ 네? 知ってる韓国語と 사과맛 야끼소바 애플파이 이런 소스가 들어있어 이게 소스 어때? なんかちゃんとちゃんと食べるようになってる 와 뭐, 네, 다 아마 별거 아마しょっぱい 사과 음, 음, 美味しいわ美味しい、 음, 비오. 안녕하세요 꿀꿀입니다 술안 나는 나는 지금은 아 나는 지금은 라면 2인분 2 2인분 먹을 수 있습니다. 와안 취했네 소레나랑 모토모토 아니 아니 3인분 아니 됐을 아니 도 아니 아니 브이로그 찍을 수 있으니까 알았어 그러 아, 좋아 아니 아니 창이 좋아 좋아 가자 빨리 창이.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창이 빨리 오십시오 치킨 뭐 먹고 싶어? 응? 사실은 아 아이스크림 가나 가자 나는 응. 나는 응? 나는 딸기 아니 나는 번데기 나는 딸기 나는 너구리 너구리 셋아 <laughs>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오 까마귀 네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너구리 둘 너구리 너구리 오줄줄줄 어, 까마귀 네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아니 네요 어? 응? 술안 취했네, 그랬고. 술 하나도 안 취했네. 혼자. 아니, 도대체 그날 삭게 넌데 뭐. 술 어 안 취해. でも正直に正直に話します어 진짜 조금 술 취했네 근데 에이, 아니야, 괜찮아. 근데 근데 오늘 사실 술을 좀 생각보다 많이 먹은 것 같아. 그러! 응, 알겠어. 알아. なんで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화가 났어요? 난 요새 홍보 시효가 난다 그래. 안녕하세요 백종입니다. <laughs> 따란딴딴딴따라. <laughs> 몸 스타일 だけ 백종이라고 話がしますよねあなたたち。本当始まししよ。 <laughs> 빨리 와. 빨리 하세요. 빨리 와. 아, 다른そんな話しない. 다른そんな話しない. 알겠어알겠어알겠어복종입니다따란따란따란따란김우라